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벌써 이렇게 3주가 이렇게 확 지나버려가지고 솔직히 아직 실감은 안 나지만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직 피버도 지금 열심히 연습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네잘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처음 타고 보였대 진짜 안 끝날 것 같은데 끝나네 그대 내일이 마지막이라고? 내일이 막방 뭔가 약간 포르시하게 나와 음. 뭐야 이거 소녀 야 선우야 여기서 띠용 띠용안돼 어어어 <laughs> 어, 어, 어? 잉 오잉 선우야 마지막 뭐야 아니 안 볼래 당황은 아니고 그게 사실 원래 희생형이 들어가기 전에 뭐 원래 V를 한다 했었어요 근데 갑자기 형이 V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뭐지? 이래서 그냥 이게 본 건데 <laughs> 그래가지고 그냥 저도 좀 이제 마무리 팍 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살짝 그냥 보는 정도로 아니 뭐 소나타 하고 이렇게 마무리 하려고요 인진분들을 향한 저의 마음을 이제 전달하는 거죠 그죠 내일이 막방이죠 그럼요. 이제 아 근데 벌써 막방이네. 3주 동안 되게 많은 일이 있었죠. 1등도 3번이나 하고. 내일이 벌써 막방입니다. 근데 좀 아쉽네요. 막상 막방이라 하니까. 근데 솔직히 아쉬운 것보단 약간 기대감이 더 커요. 이제 Fever가 시작되니까. Fever time. 기대 많이 해주세요. 태승이 형도 Fever 기대하고 있대요. 맞아요. Fever가 이제 필살기이기 때문에 음. 한번 멋있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포인트가 엄청 많은 안무여가지고 아, 내일이 막방이라니까 뭔가 실감 안 나요. 아무튼 Fever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Drunk-Dazed Drunk-Dazed도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앨범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지금 공백기겠죠? 이거 나갈 때쯤이면? 그렇죠. 아마 공백기니까 엔진분들이 또 약간 심심하실 텐데 이 영상 보시고 그나마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영상 길이 맞춰볼게요 17분 안녕 <laughs> 이제 저희가 드렁크데이즈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되게 많은 고생을 해왔는데 그게 벌써 끝납니다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1위를 1위를 받았는데 되게 뜻깊은 무대여서 되게 또 이렇게 보게 되어서 정말 감사했던 것 같고 이제 드렁크 끝나도 Fever 활동을 시작하니까 또 ENGENE분들한테 또 다른 모습들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파이팅 나머지 밑에서 할게요 드렁크데이 마지막 방송을 드디어 하러 왔습니다 이제 어, 활동은 끝이 아닌데 저희가 드렁크 네. 데이즈를 오늘까지 하고 내일부터는 이제 Fever로 음, 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원래 기본이 제일 맛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실 도넛은 참 glazed가 진짜 제일 짱이라 생각합니다 그거요? 응. 음. 살쪄요 진짜 나 살쪄도 돼 장난이야 왜냐면 요즘 살이 좀 많이 빠져가지고 자꾸 이거 먹으면 조금만 찌겠지 다행에 드실래요? 학교에서 저거 받은 적 있어요 있지? 오 예. 딱한 번. 쉬는 날이 없으니까. 엄마한테. <laughs> 학교에서 학교에서. 아 학교에서 응. 선생님. 선생님한테 만봤지. 누구한테요? 친구한테. 남자. 예? 상관없지. 그냥 그러니까 간식만 받은 간, 간식 받는 날 아닌가? 이제부터 라면지를 3일 동안 탈퇴 무라면지 예 무라면 왜냐면은 중요한 촬영이 기 때문에 잠시 라면지는 바스 바스 <laughs> 아니 와 뭐야 발라진 거 <laughs> 네. 네. 이거 뭐예 어. 네. 이건 뭐 이거 가까이 가야 이건 뭐야? 달라진 거 광각인가? 뭐 여기 뒤에 막 맞아요 여기 띠리립 그런 거 없어요? 막 정큰데이션 막방 정큰데이션 아. 진짜 더 빠뜨리겠어요 진짜 최대한 열심히 했어요 최대한 네 저희 브레이크데이스 막방 끝났습니다 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Fever 열심히 하고 <laughs> 이제 Fever time이 시작됩니다 이제 3주 동안 Drunk-Dazed 하면서 또 1위를3 번이나 했잖아요. 아, 진짜. 역사적인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이제 네. 약간 저희의 처음으로 1위가 기억, 기억될, 평생 기억될 그런 아, 앨범이라고 생각합니다. Border Carnival. 네. 드디어 Fever다 이제 Fever 진짜 너무 하고 싶었어요. 진짜. 아, Fever도 진짜, 너무 네. 경크랜도 네, 좋지만 Fever도 좋다. 네. 네. 음. 진짜 이제 피버 활동도 많이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Let's 하고 싶은 말 있으신 분이 계신가요? 애니 사랑해요. 사랑. 감사합니다 인사합니다. 그럼 3주 동안 모두 모든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NF 운동 이신 저희가 또 꾸준히 열심히 하는 NF 되겠습니다. 네. 그러 지금까지 NF였습니다. 이거 때 어떡하냐? 주머니 야 그 B 파트 때 어떡하냐? 아, 근데 그 저희가 Fever 촬영을 하러 왔는데요 첫 번째 피버를 M 카운트다운과 함께 합니다 진짜 저희가 Drunk-Dazed 첫 번째도 여기 M Count에서 했는데 저희 수록곡, 후속곡 피버도 M 카운트와 함께 해서 너무너무 좋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제 Drunk-Dazed를 계속 하면서 이제 Fever를 쭉 밤마다 약간 연습을 해왔어요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계속해서 연습을 해왔고 어, 사실 그래서 좀 더 바빴던 건 있지만 그래도 그만큼 Fever도 되게 자신이 있었고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진짜 잘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의상은 이제 다 약간 되게 밝은 네온 좀 색깔들 좀 유행이라고 들었어요 요즘에 되게 밝고 되게 좀 독특한 색깔이기도 한데 저는 그렇게 좀 독특하고 밝은 좀 눈에 딱 드는 어, 의상인 만큼 이제 무대가 좀 이게 렇 화려함을 받쳐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의상만 화려한 게아닙니다 이제 무대까지 퍼포먼스까지 같이 화려할 예정이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런 거를 눈여겨봐주세요 네. 힘? 힘을 제일 신경 썼습니다 약간 좀 디테일들 되게 많이 달라졌는데 되게 초반에는 완전 힘들어 들어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힘다 완전 다싹다 빼고 처음부터 다시 주는 부분을 전리하고 힘을 지금은 제 신경 쓰고 있습니다 팀의 그 합이나 그런 것들이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어, 이번 안무에 신경 쓰는 거는 조금 더 이런 피버의 무드를 살리는 부드럽게 연결되면서 이제 이제 팍는 뭔가 그런 그 이제 위버만의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잘 살리는 방향으로 일단 중점을 잡기도 했고 연습을 했습니다. 잘해보겠습니다. 파이팅! 개인적으로 네, 여태까지 엔하이픈 했던 모든 활동 중에서 가장 개인적으로 기대가 되는 활동인 것 같습니다. 디버 활동이. 모든 무대가 저에게 그리고 팬분들에게도 만족스러운 무대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네온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되게 예쁘지 않나요? 개인적으로 되게 마음에 듭니다 작장 봐봐 어, 포인트가 있어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주황색이 약간 컬러 띠인데 안에 휴지도 주얘 예. <laughs> 이거 뭐야 이거 뭐 포인트 이거 뭐, 너 있어 뭐 이것도 주황색이야 인사이드 디테일 패키징도 좋은데 야 이거 어디야 아 이거 디테일 좋네 지금 느낌 이상해 진짜 무슨 날짜 에어백 같아 그냥 찌면 그냥 팡 하고 터질 것 같고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사실 그 심장에 목걸이 걸린 거 이 <laughs> 장면 이게 보이면 이게 되는 거. 제 기억에 남아요. 심장. 네, <laughs> 뭐. 어찌잖아요? 내가 먹어가지고 심장으로 이제 그 목걸이가 침투해가지고 아, 먹은 팬분들도 그런 얘기 하더라 어디서 와, 이상한 거 주워가지고 <laughs> 물고 있는다고 되게 멋있는 무대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세트장도 지금 보니까 엄청 화려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은혜 예쁜 레전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얘가 진짜 예뻐요 근데 걔가 제일 귀여운데 걔걔귀 파는 거 진짜 귀여운데 루루루루 네. 손도 깎는 것도 귀엽잖아 아, 이거 맞아, 바로 이거. 자는 게 너무 신기해 맞아 이거 이거? <laughs> 너무 귀여워 어떻게 귀엽다. 이러고 자냐 이빨이 약간 쌀 같아요 진짜 조그만데? 저번에 이빨 작은데 <laughs> 와 너무 귀엽다 호랑이처럼 생겼다 약간 강아지 같아 줄무늬가 호랑이 같아 그니까 진짜 귀엽지 않냐? 저 복숭아 그리려고요 복숭아 먹고 싶어서 오 재밌다 근데 여기 있나? 좀 닮았어요 진짜 그쵸? 잘그렸 오잘 그렸는데 잘그긴 했네 제가 눈 그리기 공사를 해볼게요 일단 기본 눈은 요, 요렇게 생겼거든요 아이라인을 빼고 이거는 레전드야 익숙합니다 어, 왜 이래 정수 차려 이런 느낌인데 쉽지 않네요 망 동그라미를 그리고 길을 이렇게 그린 다음에 그거 다른 집 강아지 절대 가을이는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아저 그림하고 안 맞는 거라 이거 저 제가 그림 못 그려서 그래요 절대 손흥가 이렇게 생겼다는 게 아니고 아, 네. 예술적인 감각을 좀표현해볼게요 근데 원래 미술은 정답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그리겠습니다 짜잔 와, 야 이거지 <laughs> 제 첫 번째 작품 별벅스 <laughs> 별벅스 예 여기다 이제 사인을 해야 돼요 이건 네. 뭐죠? 이게 뭔것 같아 스타벅스 오디었어 맞죠? 어 맞았어 무섭다 어 근데 닮았다 진짜 그치? 대박 네, 이제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네. 아, 오늘 제가 블루 렌즈도 꼈고요 심지어 이제 오늘 미니어까지 의상이랑 찰떡이어가지고 거의 뭐 은발 찰떡 수준이죠 네 오늘 조금 좀 인기가요 되게 무대 멋지니까 열심히 무대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화이팅! Thank 지치지 않으려고 스트는거 고독한 거를 인가에서 끝냅니다. 다음 주에 엔딩 요정 들어올지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아에 서문 씨하고 확실히 열심히 연습한 보람이 있었습니다. 또 인가에서 오늘 또 처음 해봤는데 아 확실히 Drunk-Dazed랑은 또 다른 그런 느낌이 있고 확실히 이제 Given-Taken은 연장선이다 보니까 뭔가 조금 더 느낌을 더 잘 살릴 수 없는 것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어, 아무래도 이제 Fever 활동이 트렁크 데이즈보다는 좀 짧게 하지만 그만큼 짧게 하는 만큼 임팩트가 있을 것 같아서 ENGENE분들이 되게 또 잘 봐주시고 많은 응원과 사랑 부탁드리겠고요 또 지금도 이제 반응이 되게 좋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무대 더 많이 서니까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안녕 네, 제가 두 번째 이제 Fever 사녹을 했습니다. 네. 사실 어, 첫 번째보다 더 잘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네, 오늘 네, 잘했죠. 그리고 또 이제 의상이 뮤비 네, 의상이었어요. 그죠. 네, 저는 때문에. 이제 열병 열병이 걸릴 것 같은 그런 더위야. 하긴 했는데 그래도 그 멋있게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올라가자마자 갑자기 그 PD님께서 아, 눈부시다고 그랬어요. 의상이 너무 밝아가지고. 그래도 네. 진짜 밝은 의상만큼 정말 화려한 무대 했으니까 네, NIF는 자체 분량이 없죠. 그쵸. 선생님이 이제 그 너를 계속 너를 아. 뭐 그거 아. 파트 이제 감탄하 제가 카메라 잡혔는데 되게 잘했다고. 아 감탄을. 네, 되게 감탄사를 잊지 못했습니다. 근그 카메라 리허설이었어요. <laughs> 어쨌든 그 직캠에 나오니까 네. 한번 봐주세요. 인간은 한 번 더 있어요. 기가 그래서 그때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拜拜，拜拜。